제품을 써볼 건데요. 한번 써볼 그려보겠습니다. 왼쪽에는 베이티 코스메틱에서 나온 제품 사용해보겠습니다. 제 머리 색깔이랑 어울리는 거는 지금 실제로는 이 색상 olive brown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머리 색깔이 약간 brown 계열을 띄고 있는 색깔이거든요. 근데 좀 약간 살짝 어두운 편이라 지금 제가 이쪽에는 쉐이몰의 제품을 썼고요. 이쪽에는 지금 베이트 코스메틱의 olive brown을 사용했는데요. 을 어, 제가 지금 처음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기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. 엄청 음, 잘 그려지네요.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. 사실은 눈썹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이 제품이 이렇게 잘 그려진다 하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같아요 근데 자연스럽네요. 그래서 크게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, 여기 어디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?